<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학교는 로몬 이유미 윤찬영 조이현 박지우입니다. 케미 맛집을 통해 저희의 케미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케미 점수는 몇, 몇 점일까요? 윤찬영 시작해보겠습니다. 윤찬영이 13번도 넘게 본 영화로 지금 한 30번 넘게 봤는데 피아노로 OST를 연주해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영화는 진짜 이거 모르 이거는 그냥 하자 이거는 그냥, 그냥 하자 하나 둘셋 라라랜드 저볼 때마다 울어요 근데 꿈과 희망이 넘쳐서 좋아 음... 음... 네 다음 네. 윤찬영이 키우는 고양이의 이름은? 하나, 둘, 둘 셋. 실버! 맞습니다. 네. 네? 실버요? 실버 어제도 4일 동안 밖에서 촬영하다가 집 갔는데 냥냥거리더니 저랑 갔어요. 와! <laughs> 이게 실버 소개였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찬영이 19살에 SBS 연기대상 청소년 연기상을 수상하게 해준 작품의 이름은? 어? 의사. 근데 부작품이. 어? 어? 응? 하나, 하나 둘, 셋. 셋. 의사 요한과 실세 조커. 맞습니다. 어? 어. 아, 다 맞췄네. 네. 와. 네, 시작하겠습니다. 유미에가한 TMI 퀴즈. 유미가 오징어 게임에서 맡았던 배역의 이름은? 다 알지? 어, 하나, 둘, 셋. 지영. 네, 맞습니다. <laughs> 이유미가 키우는 강아지의 이름이? 아 근데 세 마리잖아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어떠한 별이? 달? 달님? 어어어 아, 어, 어, 어, 햇님 달님 별이 아, 어, 엄마 강아지 이름이 꽃님 햇님 달님 꽃님 맞다 햇님 달님 꽃님 꽃님 꽃님 네다 틀리셨고요 자 저희 꽃님이 이유미는 이완 감독의 영화를 두 작품 찍었는데요. 연기력으로 화제가 되었던 이 두 작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박화영 어, 른 네. 몰라요. 하나, 둘, 셋. 박화영 어른들은 몰라요. 와, 정답 네, 이렇게 저의 문제는 끝났습니다. 하나 빼고 다 맞으셨습니다. 와! 야호! 어. 논문에 관한 TMI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논문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11월 11일. 음, 몇 년도 얘기하더9 9 1 1 하나, 둘, 셋. 99111. 정답! <laughs>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논문의 어릴 적 장래희망은? 정치? 네, 아직 정답 아니에요? 네, 네. 힌트 드릴까요? 아, 네. 힌트 주세요. 음. 수수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가수. 댄서 댄서? 아니야 오이? 내가 봤을 때 이거 어 비, 비보 아? 거짓이 거짓이야 거짓 정보야 네. 아 근데 맞잖아 얘 맨날 어, 근데, 어. 액션 스쿨에서 맨날 혼자 비보잉 맞아, 했잖아 맞아 비보잉 했잖아 그러면... 비보이다 오, 어, 비보이? 어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하나 둘셋 둘, 비보이 맞아요 아 잠깐만 왜 몰라 맞네 아 항상 연습 끝나고 맞아, 맞아. 맨날 혼자 거울에서 아! <laughs> 이러고 진짜? 갑자기 비보잉 보여드릴까요? 이러고 춤췄잖아 아, 아, 맞다 <laughs> 보여드릴까요도 했었다 맞아 맞아 보여줬었어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보여줬지?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었지? 어떻게 했어요?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슬램몬스터 박철수 대표님이 한 인터뷰에서 요즘 주목하는 배우로 로몬을 꼽으면서 땡땡 미남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그 조각밖에 없잖아 그래? 아니요 어, 어, 어 드릴까요? 네 조각미남 아닙니다 아 약간 이런 걸 수, 이런, 이런 수도 있잖아 어. 약간 대륙미남? 어느 나라의 어, 어, 대륙미남 아니야? 대륙국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요 어, 뭔가 제가 약간 올드하잖아요 원룸이요 <laughs> 정통 미남? 아 어, 정통 어, 어, 어 정통은 맞는 것 같아. 맞지? 그러면 저희 정답을 한번 외쳐볼까요? 아, 네, 하나, 둘, 셋! 정통 미남! 땡! 뭐야? 네, 정답은 고전 미남입니다. 아. 아니 우리 케미 선수 내려갔잖아. 네, 네, 어왜 속여? 왜 속여? 스파야? 여기까지. <laughs> 네, 저 조이현에 대한 TMI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첫 번째. 조희현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맡았던 배역 이름은? 하나, 둘, 아, 저, 저, 아, 저, 근데 성이 있나? 그, 어, 성 있어, 성. 성이 있어? 어. 윤복이! 네, 맞습니다. 장윤복입니다. 아, 아, 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생략. 네, 두 번째, 조희현은 지난 KBS 연기대상에서 베스트 커플상을 수상했는데요. 함께 커플상을 수상한 배우는? 하나, 둘, 셋. 김요한 배우님. 정답. 세 번째. <laughs> 조이현이 콘서트에 간 적이 있는 좋아하는 장수 아이돌 그룹은? 구비스트 현... 어? 어? 구... 구비스트? 두 개... 두 어, 어, 어, 어.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laughs> 이걸 내가 봐. 아 지금 음, 나 그 입만... 아 입만 뻐긋하세요. <laughs> 하나 둘 셋. 구비스트 현 하이라이트. 네 정답. 아, 지우 고맙다 진짜. 다 맞췄어. <laughs> 네, 박지우에 관한 TMI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박지우는 연예계 생활을 어떤 계기로 통해 배우의 길로 들어섰을까요? 음. 하나, 아, 아 네. 어? 맞아? 정확한 건? 아니, 그, 맞아? 하나, 둘, 셋. 길거리 네. 캐스팅. 네. 네. 정답입니다. 오. 네. 네. 두 번째 질문. 박지우가 꼽은 배우 롤모델은? 하나, 하나 둘, 둘, 셋. 한지윤 선배님. 선배님. 정답. 박지우는 마지막 질문. 음. 박지우는 벌새 오디션에서 김보라 감독님에게 감독님 저는 땡땡이에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아, 진짜요? 어, 쏠 열심히 해봐. 어? 못쏠이에요? 못쏠? <laughs> 나, 나 보면 떠오르는 거. 아기. 줄임말, 줄임말. 저는? 근데 저 볼매예요. 볼매에 온것 같아. 아,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아, 볼매 어디서 본것 같아. 맞지, 볼매. 요즘에 나, 왔어 나왔어. 볼매 맞아. 볼매 나 믿어, 나, 나 믿어, 나 믿어. 하나, 자. 둘, 셋. 볼매. 정답입니다. 아! 최고점, 최고점. 다 맞췄어요. 신기록. 저희 케미 점수 지금 보셨죠? 자, 이 케미를 1월 28일 지금 우리 학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모폴리탄 구독,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갑자기? <laughs> 감사합니다. 왜 우리를 만나 나, 아, 오, 어, 할수 있다. 하면 될까요? <laughs> 네, 코스모폴리탄의 구독, 아, 구독, 좋아요. 와, 이 캔이 눌러주세요. 확인해주세요. 캔이 없는데요?